네, 백현철의 맥주한잔 오늘은 특별하게 이 야외 무대인 이 옥탑방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제가 준비한 맥주는 바로 이 에비스 맥주입니다 어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맥주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사이나 기린보다는 인기가 덜하긴 하지만 나름 이제 매니아층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맥주라고 합니다 네, 이 에비스 맥주 패키지는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구매를 했고요. 350ml짜리 4캔이 들어있고 글라스로 된 잔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어, 캔이 4개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잔 하나가 들어있는 패키징인데요. 네, 이거 보시면은 어, 맥주가 굉장히 시원합니다. 왜냐면은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. 네 이렇게 잔을 보시면은 에비스 그리고 그 위에는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에비스 맥주가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일본에서는 에비스 맥주 박물관에 갔을 때 투어 가이드 하는 분이 계셨어요. 그분이 맥주를 따라주셨는데 아 정말 잘 따르더라고요. 그 맥주 가이드께서는 캔을 일단 따고요. 아 소리가 경쾌하죠.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따릅니다그 다음에 조금 기다린 다음에요 아 여기 보시면은 거품이 이렇게 아주 찰지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아, 거품이 아 탄력이 좋아요 에비스 맥주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500ml에 4캔을 팔고 있으면 이 에비스 맥주 같은 경우는 이게 행사를 해서 그런지 350ml에 4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걸 구했는데 캔맥주 행사는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그 익선동에 가서 생맥주로 한번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얼마였더라? 만원? 이 같은 크기에 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맛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생맥주나 캔맥주나 비슷한 것 같은데 어, 이게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격 책정이 높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에비스 맥주 자체가 좀 콧대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격을 쉽게 안 내릴 것 같습니다 네. 에비스가 다른 일본 맥주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로 못 살 정도로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,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하고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